오늘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에서 인기 게임으로 유명한 펫 시뮬레이터 X인데요. 유튜브에서 종종 영상으로 봤었는데 펫들이 귀엽게 생겨서 뭔가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들어오자마자 펫을 고르라는 것 같은데 약간 크기 차이가 조금 있네요 뭐지? 왜피가왜 이렇게 쪼만해 보이지? 저는 일단 중앙에 있는 댕댕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! 저의 첫 펫 이름은 네 <laughs>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콩이로 하겠습니다 오! 오! 귀엽다! 이렇게 돈을 클릭을 하면은 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구나 일단은 캐기 전에 표를 정해야지 열심히 할 수 있겠죠? 제가 지금 깔 수 있는 알이 4개가 전부네요 어 여기는 병아리기랑 여기 흰색 토끼 좀 귀엽다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다 귀여운 것 같은데? 저 0.23%짜리에 포 빼고? <laughs> 저는 귀여운 게 최고기 때문에 이게 얼마죠? 천 원이거든요? 나 근데 지금 24만밖에 없는데? 홍아 캐봐 열심히 캐봐 내가 너 깐부 만들어줄게 깐부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다 모으지? 아니 너무 너무 돈이 안 벌리는데? 내가 너무 짜잘한 것만 계속 그런가? 아, 저런 선물 상자 피면은 많이 줄려나? 오 70, 70? 750인데? 홍아 캐봐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? 홍아 <laughs> 내가 너에게 너무 큰 걸 바란 거니 혹시? 아니 아무리 봐도 잘 못 고른 것 같아 오! 오! 돈 되게 많이 주는데? 이거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거 두 개 캐면은 저거 천 원짜리 금방 뽑겠는데? 아닌가? 어? 이거 하나만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? 우와! 더 캐봐! 뭐야 이거는? 뭐가 떴는데? 준비? 아 무료 선물 여기다펜 나오나? 이건가? 어어어? 저거 어, 어? 돈 돈... 네, 씨... 뒷만원 생겼는데? 그거 아니야? 아 콩아 그거 안 캐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콩이는 이거 캐라 놔두고 콩아! 캐고 있어! 알겠지? 이거 사보자 천원짜리 바이 오케이 오오 아! 아니 괜찮아 나름 귀여워 어 뭐야 Hey, sent you trail 어 뭐야 거래하자고? 오? 오? 뭐야? 아니 이거 숫자가 너무 높은데? 뭐야? 이거 준다고? 뭐지? 오! 받았어! 오! 오 어머! 어머! 어머! 헤이 아이 I love you 어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새로 나온 패시예요 어나 근데 사귄 거 아니야 이랬는데 막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? 한 방이야? 나도 한 방인가? 우와 우와 우와 야 걔는 속도가 다른데 속도가? 왜 이렇게 계속 날라와 뭐지? 원래 이런 게임인가? 내 네, 지금 우와 아니, 오, 왜 이렇게 뭘, 뭘 이렇게 많이 주지? 나 줄 수 있는 게 없어. 아니 이거 돌려주자. 내가 벌써 돌려줘도 될 것 같아. 이거 어, 잠깐이었지만 고마웠다. 어 뭐야 저 사람 내렸어. 우와. 아 근데 어 이거 우파루파 귀엽다. 얘 빼고 할래요. 난 귀여운 게 좋아. 어, 어, 어 귀여워. 아, 보이세요? 아유, 어, 귀엽다. <laughs> 어, 아니, 나 근데, 근데 한 번에 돈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는데?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까도 될 것 같은데? 나 돈, 돈 많은데 좀? 오, 오. 오! 아, 와, 15%짜리? 이거 삐약이 얻고 싶은데, 황금 삐약이? 한 번만 더 깨보자. 아, 왜, 왜, 왜 나는 좋은 게 안되지 오, 어, 오, 어, 오, 어, 오, 오, 나왔어! 아, 근데 아까 이거 분명 시작했을 때 뉴비였는데 프로 됐어. <laughs> 어, 이상하다. 어, 근데 너무 귀엽다. <laughs> 콩이만 저 멀리서 이렇게 뛰어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? 콩아, 기다려줄게. 일로 와. 언니한와 옳지? 이거 돈 있으면 열 수 있는 거 같거든요? 쪼까지 한번 쭉 뚫어볼까요? 돈도 많겠다? 가자! 뚫고 여기 캔도 얼마 걸리지? 오오오오오오 아니 오 뭐야 여기 돈 빨리 벌려? 아, 이거 맞나? 어? 이 게임 이렇게 쉬운 게임 아닌 걸로 아는데? 뭐지? 뭐지? 아 근데 너무 처음부터 고인물분한테 어? 소매넣기들 당겨버려서 어머. 아, 나 근데 너무 노, 노영심인가? 그, 그, 뭐야, 얼마짜리 소였지? 그게 9번짜리 소였나? 1000원짜리 소였나? 그거 <laughs> 하나 주고. 되게 비싸 보이는데, 이거? 오, 나, 나, <laughs> 나 게임 시작한 지 10분, 10분 됐는데? 이것도 얻어봅시다. 어디로 떨어졌지 여기 있다. 왜 이렇게 많아? 아 이거 화폐 가치가 없나? 또 왜 이렇게 아 여기 뚫어도 되겠는데? <laughs> 아니 오 3조? <laughs> 나 방금 3조 있었는데 왜 6조가 됐지? 뭐지? 가 모르겠고 가오 저거 저거다 가라 얘들아 가라 오 뭐지 개 쉽게 깨지는데 뭐야 여기 열어보자 열어 오 오. 대폰인이 설마 인간 대폰가요어 뭐야 오 다음 이야기 넘어가 봅시다 다른 곳으로 나도 아까 봤던 그 사람들처럼 삐까뻔쩍한 펫을 들고 다녀보겠어. 근데 빈데? 깡아? 너 돈 많아? <laughs> 진짜 롤토체스 <laughs> 한판 하고 와도 안 끝나 있을 것 같은 아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안해 한판 하고 와야지 뭐 <laughs> 가, 가, 가볼까?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계속 아 잠깐만 아, 아. Thank you.